그대 잠깐 눈을 붙일 때 나는 마음에 물을 붙여요 비밀의 나만의 초콜릿 그대 차가운 몸을 녹일 때 나는 초콜릿을 녹여요 비밀의 나만의 초콜릿 주문을 외운다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호이 호이 수많은 표정들의 초콜릿 내 맘을 대신 전하고 있어 아직도 모르겠니 비스켓도 아니야 she loves you